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닭발에 뼈를 제거한 거거든요 냉동입니다 500g이고 냉동 사서 제가 냉장고 안에서 해동시켜서 지금 물기를 빼고요 이걸 씻어서 한번 볶음 한번 해보려고요 밀가루를 한 두 스푼 넣고요 치대 줄게요 밀가루가 좀 잡내 같은 걸 좀 많이 잘 잡아내잖아요 기름기 같은 것도 잘 잡아내고 생강 얼려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녹아라고 미리 물에다 넣고 끓이겠습니다 방금요 물이 끓어서 제가 닭발을 넣었거든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놓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할게요 물이 끓어서 닭발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된장 한 스푼 넣을게요 냄새 제거 여기서 확실하게 냄새를 다 잡아주고 양념을 할게요 소주 반잔 이렇게 해서 한번 발팔 끓여서요 고기를 닭발을 한번 익혀줄게요 그래 익혀주면 나중에 어, 후라이팬을 볶을 때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 의심하지 않아도 양념만 다 익히면 그냥 드시면 되죠 뚜껑은 열어놓고 그냥 삶을게요 이거 한 3분만 끓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헹궈서 양념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닭발은요 깨끗하게 이제 헹궈와서 마지막 이제 헹굼으로 이렇게 바구니에다 건져 놓고요 네,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파와 물을 1대1로 넣고 갈아 놓은 거거든요. 요거 종이컵 한 컵. 물 반, 양파 반, 진간장이 3분의 2컵이거든요. 스푼을 할게요. 스푼 하나는 10ml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네 개 하고 이렇게 반 스푼. 스푼으로는 4개 반 스푼이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입니다. 이거는 소주잔 하나, 50ml고요. 고추장을 이렇게 한 스푼 넣을게요.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쓰는데요. 고춧가루는 조금 매운 거 쓰시면 좋고요. 3스푼 이렇게 다 스푼 자 후춧가루를 좀 넣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다진 마늘이거든요 반 스푼 더 넣을게요 한 스푼 반 넣고요 다진 마늘이 약간 연두빛으로 보이는 거는 봄철에 지금 딱 마늘에서 속에서 삭이 나오기 때문에 갈아 놓으면 이렇게 연두빛으로 바뀝니다 드셔도 되고요 소주나 맛술을 반잔 25ml 넣고요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닭발도 넣고요 아 이거 닭발은요 통째로 보기 좀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통째로 다 이렇게 무치 넣어주면 됩니다. 이 보통 닭발은 500g이나 1kg 이렇게 포장해 놓고 냉동해서 팔거든요. 저는 1kg짜리 샀는데 반. 자 이렇게 해서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볶아주면 되고요. 대파 한 뿌리요.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하 어, 요거는 청양고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안 매울 경우에는 요거 매운 거 좀 넣으시면 돼요 만약 고춧가루가 매울 경우에는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준비 다 됐습니다 콧물을 다하여 바싹하게 졸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콧물이 짜작짜작하게만 졸이면은요, 이제 다 익어서 드시면 돼요. 아까 이미 삶으면서 닭은 제가 좀 익혔잖아요. 이 너무 큰 거는 좀 잘랐습니다. 대파와 고추를 넣어서 마저 익혀주고 양파는 물이 생기니까 안 넣으시면 돼요 참기름을 이제 불 끄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담아볼게요 닭발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닭발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